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스캣 啊。 꽁! 꽁아빠 꽁! 금요일에 뭐 잘못 먹었나 봐 진짜 꽁! 제발! 꽁가지야 꽁 꽁가지야 꽁가지야 그래 아니 이거 가지고 혼자 가지고 가라니까 그때 꽁! 왜 이래 미친놈아 얘 진짜 먹었나? 야 태웅이야 에디가 왔다고? A few moments later.